웃어라 아, 벌써 웃어 기분 좋아 나오면 웃고 집에서는 맨날 쉬워 아그니까 아 세상에 뽀뽀했죠 엄마한테 아이고 하실 거야?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<laughs> 오늘 날씨 너무 좋아 그치? 잠깐만 쉬자 잠깐만 쉬어 잠깐 쉬어 아이고 힘들어 기다려 <laughs> 기다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혀가 빠질 것 같아요 혀가 누나 혀가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레나 음. 네, 까? 어.